즉위식 전날의 약속 어두운 복도 쏟아지는 달빛과 형 누구야? <laughs> 도망쳐 노아 아. 나의 형을 죽인 자 형과 같은 얼굴을 한 살인마 그 모든 걸잊겠 했던